Hi guys, I am Joshi Mukbang. Today's menu, ice cream. 아이스크림 준비했어요. 맥놈, 디코, 이 여섯 가지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들이에요.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거 먹을까요? 아, 다 맛있어서. 음, it's delicious. 원래 저 팥, 이거 팥 들어가 있대요. 저 팥 안 좋아하는데 Hmm. Wow, it's amazing. 이거 수박이 신기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cool ah, cool it's cool mee kan doen. Magnum Clash. subscribe and like. Thank you.